그러니까 내가 빨리 떨어지면은 빨리 떨어뜨려야 돼. 뭔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러 내가 이제 중심 못 잡은 거야, 지금. 저절로 떨어진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퀀텀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크로스오버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진력을 얻어서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반대쪽으로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리프트. 리프트 drop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냥 제자리에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려다가 하다가 크로스오버 하는 것보다는 몸을 한번 띄움으로써 추진력을 얻죠. 추진력을 얻기 위한 리프트 같은 동작을 취했을 때 수비가 많이 먼저 예상을 하고 그 가는 쪽으로 치우치, 치우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자 리프트가 뭐죠? 리프트? 뭐, 모든 스텝, 모든 드리블을 다 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른손 드리블 치면 오른발에 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왼손 크로스오버, 리프트 다 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기본적인 리프트에서 크로스오버를 때려볼게요. 기이 동작인데 이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다리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도 이 부분이 돼야지 느낌이 살고 굳이 스피드나 힘이 없어도 느낌으로 제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자세도 낮아지고 앞에 다리를 심고 자 리프트에서 드랍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추진력을 얻어서 드랍을 잡았을 때 오른손 드랍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수비 이쪽으로 경계를 할 거고 이 동작 때 발이 닿으면서 뒷다리 모양이 바닥까지 최대한 붙어버리게 되면은 닿으면서 한 번 더 내려가는 동작이 생기죠. 그래서 무릎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닿기 위해서는 그 앞꿈치가 일자로 돼서 닿기에는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거는 가는 방향으로 발이 엎어지는 게 좋아요. 앞에 발을 드랍으로 심고 뒤에 발이 내려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은 발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다리 모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심이 실린 발을 load foot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른발 앞에 발에 load foot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발에는 아무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발을 심고 뒤에 발에 힘이 안 들어가야지 몸에 무리가 없어요. 아래까지 내려주면서 반대쪽으로 때리는 동작.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앞에 발을 로드풀을 바닥에 심을 때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닥을 심, 심는 순간 뒤에 다리가 내려가고 그대로 바로 때려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바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항상 시합 때 머릿속에 생각을 박아놔야 됩니다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순간이 오면은 앞에 발을 심고 뒤에 발을 바닥까지, 바닥까지 최대한 내리겠다는 생각을 박아놓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꾸 이 동작에 몸의 습관을 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로스오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은 대부분 사람들이 크로스오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때려요. 자, 드어에서 크로스오버를 때릴 때 뒤에 발에 크로스오버 때리는 순간 뒤에 발이 딛는 발이 필요하거든요. 제 뒤에서 보내드리면 보여드리면 자 drop에서 이쪽 방향을 때릴 때 드리블이 떨어지는 순간 dig step이 필요해요. dig step을 바닥에 심는 제자리에다가 강하게 심는 딛는 발이 필요합니다. 이 딛는 발이 있어야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 딛는 발이 없으면 제끼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딛는 발이 없다고 치면은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크로스오버예요. 딛는 발이 없고 여기서 때리면은 팔이 붙어 있으니까 크로스오버와 동시에 디그 스텝을 같이 심어주면은 상대방 이쪽을 몰고 제낄 수 있죠 그래서 메는 풋워크 매트인데 어, 농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자신한테 맞는 스텝을 스텝 보폭을 알아야 돼요 몸의 습관을 잘 배기 위해서 이런 풋워크 매트를 이용해서 많이 훈련을 많이 해요 요즘은 풋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drop이죠, drop. 자꾸 drop이 <clears throat> 공격적인 drop이 돼야 되는데 자 drop을, 이렇게 drop을 잡았을 때 수비 입장에서 공격적이지 않죠 근데 발이 앞으로 하나 나오면 굉장히 공격적인 동작의 드랍이 나오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꾸 리프트하고 떨어질 때 드랍으로 못 떨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때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게 뭐 오른발을 노란색에 떨어뜨려 하면은 의도적으로 노란색에 떨어뜨려 억지로라도 습관을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농구에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먼저 대고 drop 동작에 실제가 동시에 때리는 연습을이 제끼고, 제끼고 들어가는 크로스오버에는 항상 dig step이 동반이돼요 거의 dig step이 동반이 안 되면 제끼, 제끼는 부분보다는 다시 끌고 나오는 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처음에는 대놓고 디그스텝 같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동시에 dig step이 있어야 될 거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간 문장에서 반대, 이쪽 들어간 문장으로 하나가 몰고 반대쪽으로 그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동작인데 로드 스텝이 씹어지는 순간 오른 닫고 바로 때려야 되잖아요 드리블을 때려치는 속도가 좀 빨라요 몰았으면 바로 가요 한참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은 무릎 위로 대부분 습관이 무릎 웹에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게 많아요 크로스오버 같은 거는 그 공이 손에 떨어지는 순간 빠르게 감아쳐야 되기 때문에 무릎 <clears throat> 받아서 무릎 위가 아니고 이 무릎 밑에 이 정강뼈, 정강뼈 앞을 휘가 맞힌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최소화하는 거죠. 감아치는 부분. 그래서 바로 가아치는 부분. 디그 스텝까지. 같은 떨어질 때 dig step. 두 번째는 제자리 건데 빠르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동작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전에 어떤 상대방을 흔들어놓은 동작 그리고 진짜 들어가다가 멈춰서 다시 나오는 동작 그리고 풋체인, 풋체인지가 되는 동작 이런 동작이 콜서버가 많이 했거든요 멈추고 그리고 어떤 공격을 시도하다가 나왔을 때 멈췄을 때 상대방이 숫자 들어가는 동작을 드래그 스텝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플스테이션이요만약 들어가서 제가 숫자 들어가면 드랍 만들고 드랍 만들고 드립을 치면서 들어가겠죠. 자, 이 동작은 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동작을 구현해야 돼요 자 원래 드랍 드랍 처음에 몸이 죽기 위해서 하는 드랍이면은 두 발이 깊숙 떨어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진짜 시작대 드랍은 뒤에 발을 뒤에 발로 밀고 앞에 발로 접지력을 준 다음에 나가죠 뒤에 발을 밀면서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발로 중심을 잡아주고 축발을 잡은 다음에 발을 떨어뜨려야 돼 내가 빨리 떨어뜨리는 거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 제가 뭐냐면 드라이브 같이 떨어진다고 가자 했을 때 자, 드렉스를 멈추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축발로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을 떨어뜨려야지 더 훨씬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이 발을 늦게 꼭 늦게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빨리 떨어뜨려도 내 의도 내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중심을 잃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그래서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 한번, 늦게 떨어뜨리는 거 한번 두 번해볼게요 제가 일부 축구를 잡았죠. 이걸 내가 상대방 박자에 맞춰서 중심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빨리 떨어뜨려 볼게요. 빨리 떨어뜨는 것도 제가 중심을 잡고 빨리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기본이 되는 크로스오버라고 해도 구분을 해서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동작을 계속 내 몸에 익히는 동작이 필요해요 몸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으면 시합 때도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순간에는 계속 뒷발, <clears throat> 그 앞발 심고 뭐 정강이, 디스텝 이런 것들을 생각에 박아놓고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그 크로스오버라는 그냥 한 동작 그 한 동작을 어떤 식으로 그 구현하느냐 이런 걸 설명드린 거고 저게 이게 더 힘을 받으려면은 어떤 멈추는 동작, 그 전에 흔들어 놓은 동작, 그런 동작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 훨씬 더 무서운 동작이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서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